오! 어? 어 nice! 오! 오! 어? 이거는 뭐라 해야 되 그건 무슨 샷이야? 이건, 이건 뒤로 치시는 거네 이거 남자팀 가서 잘 치야 되는 거 아니나? 아 웃겨 Nice. 다시 아무도 못 봤으면 돼 아무도 못 봤어 뭐 아니 공이 왜 자꾸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 정도면 영덕이 암살하러 오시고 멋있어 멋있어 좋겠다 이거 자. 어. 오! 오! 10초 기다려줍니까? 기다려, 기다려안되답니 오!